뚱뚱 왜 이거 여기 어 거기 거기 다왜뚱왜 뚱뚱 왜 거기 네, 다왜왜 뭐, 뭐, 뭐. 아, 아, 와이 어렵다 아니야 근데 우리 어렵다며 네. 쉬워 쉬워 어려운 게 더 재밌는 거 쉽다 쉬워 그러면 어 우리 쉬운 리에 혼자 먼저 한번 오케이 네. 혼자 쉬운 사람 쉬운 사람 좀 한번 해 보세요 시작 <laughs> 노래 좀 일, 일, 일, 준지, 여부. 이렇게 목소리가 짜지 말고 안 좋은 일 있어요? 하면서 너 이렇게 슬프지? 이렇게 슬픈 슬픈 거야. 너 우리 이름 부르도 이렇게 슬프죠? 같이 하면서 다 하시면 안 돼요. 슈코 슈코 맞아요. 슈코 그래서 복식호 어떤 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? 다 비켜 다 비켜. 집중해주세요. 비켜 비켜주세요. one shot, one shot. one shot. 여기 close. 원샷. 복식호 미란. 알았어. music 뭐야? 어? 오케이 가 아니야 그러니까 뮤직 큐 음. 이러면 되게 뿌듯하게 내려갈 수 있어요 저희는 정말 저는 원래도 뿌듯하게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뿌듯하게 내려가지 더, 더라고 했거든요 지금도 살짝 뿌듯 더 뿌듯하게 네. 처음 딱 듣고 이제 춤을 바꿔 가는 거 맞습니다 네. 여기 사바나 있잖아 위트춤 네. 사바나 이렇게 하면 돼 사바나 네. 이렇게 아, 그렇죠. 이렇게, 이 네.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아. 네. 사바나 사바나 사랑하는 게 아니라 뒤에 나온 거아 싸바나 이렇게 네, 그냥 가벼 네. 그 형이 말한 거는 PH 프롬 싸바나 할 때 같이 하는 거 말고 PH 프롬 싸바나 싸바나 이거 한 거야 어? 그거 나쁘지 않은데? 어? 난, 난 이거 아, 아, 뒤에 딜레이에 어, 어 그러게 PH 프롬 싸바나 싸바나 어때? 어때요? 네 다들 어때요? 왜냐면 어, 어차피 딜레이가 한번 나오잖아 네 연습해 어, 어 네. 내가 연습해 You're like a beach from Savannah. Savannah. Beach from Savannah. Savannah. 오, 그죠, 오케이. 이거, 앞에도, 앞에도. 어, 다. 나 근데 나이거때 이거 하려고 얘기한 게 아닌데. 좋은데요? 아이디어 아이디어 좋은데요? 아, 바로 접니다 자 그러면은 네. 아이디어 대사랑 다시 한번 해볼까요? 좋으니까 10초 <laughs> 아이디어 대사랑 네, 네. 아, 그러니까 10초 10초 너무 긴데? 5초로 할까요? 5초? 아니에요 저 2초 어 2초 2초 다시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비켜주세요 숫자 숫자 내가 쓸게 나와주세요 숫자 내가 숫자 내가 쓸게 숫자는 나입시다 시작 1 네, 안녕하세요 올리오누브의 예라고 합니다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시 시작 1 네, 저희 응원법 저희가 2! 1! 어 이거 나인이가 되게 잘하더라고요. 사진 봤어요? 나인이가 이걸 되게 잘해요. 네, 이렇게 출근길에서 네. 실패를 해가지고 <laughs> 사진 찍혔는데 나는 하트라고 생각했는 이러고 있더 아니 아니야 네, 네, 네. 너 이렇게 안했너 이렇게 했 이거 다 아니 근데 우리 나인 씨가 손가락이 어, 진짜 손이 엄청 커서 아, 이뻐 해도 손이 되게 길어 와 그거 잘한다 오 형도 잘한다 오, 잘해? 오, 나도 잘해. 잘해? 오, 오 완전 예. 예쁘다. 그거? 팔 길면 잘하는구 팔인 같아. 팔안 나는 괜아 아, 영수 이거 나중에 안 하고 있어. 숨었어. 영수 손이 진짜 작고 귀엽거든. 이거 혹시 아, 어, 네 맞습니다. 뭐 뭐야 이게? 제 여기 손. 네, 제 여기 손. 뭐야 이거? 한번 보여주면 안 돼? 와. <laughs> 귀여워. 짜그다들 만드셨어요. 귀여워. 아빠 아니, 아빠 야, 그 와중에 지금 규빈이 형 혼자 앉아까 계속 못하고 아, 있어.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걸 때할때 그림이 원래 이렇게 되잖아. 이렇게. 뭔지 알지? 아, 그 밑에 약간 이렇게 돼 있는 뭐 디테일. 뭐, 이동 뭐, 아닌 것 같은데요?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.